그니까 음. 분명해 투명한 유리구슬 같아 음. 찌를 밑에 가방 두는 데도 있어 야 들어오고 있고 자네가 입는 것 같아 어, 너가 한번 네 에어팟 샷도 연결되네 에어팟 샷도 연결 안아 열, 열면 연결되는 거